아, 연 다 만들었다. 아빠, 연 날리고 싶어. 그럼 우리 연 날리로 출발해볼까? 응. 연 날리로 출발! 출발!

진짜 잘해 신기해 아 웃겨